이번에 겐지가 그 맥크리의 성광을 역으로 그냥 역으로 이제 맥크리가 이제 기절하는 거. 3, 2, 1. 이렇게 이렇게 가능해요. 네, 이렇게 가능합니다. 겐지가 역시 쩔죠. 네, 겐지 충들이 많은 이유가 이거예요.